와 보쌈이다 와 어, 보쌈 너무 맛있겠다 와 김치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? 네 그 저희가 미리 양념을 해놓는 게 아니어서 와, 겉절이. 약간 겉절이 느낌의 부저 겉절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있겠냐면 인정 야 맛있어? 어머 두 번만에 없어졌어. 없어졌어? 어? 어? 봤어? 네, 봤어. 뭐야 뭐가 뭐가 당연히 녹았다니까. 녹기를 녹았어. 해장은 집어서 두 번 씹었는데 입이 없어. 아, 근데 맛이 느껴지나 두 번 씹으면 신기하다. 그러니까 나도. 진짜 야들야들의 끝장판이야 음. 원래 가브리살이 구워 먹어도 진짜 맛이 쫄깃쫄깃 더 맛있는 살인데 수육해보니까 더 야들야들하다 음. 자 여기에 김치 하나 올려서 아, 잠깐만 아니지 하나 둘 세, 네, 다섯. 네. 어머. 아, 즐겁다. 아니 우리, 우리 요원 요원들은 아직도 모든 그안 끝났죠. 세트 4만 5천 원짜리. 이거 걸핏 잘못하다가는 저 보쌈 다 먹을 때쯤에 먹갱이랑 아미가 끝날 것 같아요. 아 이거 큰일 났다. 와 아, 정말 힙합이 대단하구나. 와, 쌈싸 먹어야지. 오, 김치 캔디, 와, 와. 음, 진짜. 잡내도 하나만 나. 오늘 충분히 먹을 수 있어. 사장님 보쌈 빨리 네, 아, 네, 네. 부탁드릴게요. 네. 자, 현재 저희 또 보쌈 하나 더 나옵니다. 잠깐만 지금 먹기. 자, 먹갱이. 클리어. 보쌈이 이제 못 따라갑니다. 야, 아미가 먹갱보다도 뒤졌네요. 약간 심리전도 와.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심리 때문에 더 못 먹는 것 같아요. 희밥님. 수을 클리어가 오고 있습니다. 빈 접시야. 지금 다섯 개 남았어. 어머, 뭐 3분의 1 남았네. 아 잠깐 어. 다른 데 보면 그 없어 있어. 어, 나 무서워. 자, 저희 현재 15분 지나고 있습니다. 저이 카메 어떻게 어, 어, 어, 붙여주시면 어, 돼요. 감사합니다. 아미는 족발을 갖다 놨네 옆에다 먹다가 맞아요 맛있겠다 어. 응. 음, 딱 칼국수 응. 음. 와 아, 보쌈 야들야들해 야, 와, 응? 진짜 부드럽다 진짜 음. 맛있지? 그냥 입에서 바스라지면서 음. 넘어가는데? 너뭐 시켰어? 야, 반반 화덕 바베큐? 응 사장님! 파덕 플러스 바베큐 하나 더 주세요. 그거 같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그거 제 겁니다. <laughs> 그건 제 거고요. 얘들 정상이 아니에요.